어 현승이 형님 들어왔어 나 언제든지 시참은 환영합니다 언제든 시참 환영하니까 들어오세요 형님들 나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우리 형님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곱빼기로 열려있어요 빠싸 빠싸 빠싸 <laughs> 마무리 <laughs> 아, 딱 보여요 단순합니다 이번 원패턴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아 근데 원패턴도 잘하면 엄청난 무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업패턴 할 거면 이렇게 하든가 아! 아! 미안미안 <laughs> 한번 해본 소리야 흥분하지 말고 야야야 그렇지 푸! 푸푸푸! One, two! 마무리! <laughs> 그거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지금 키보드 보고 있었다 야야 야, 어디를 어디를 어디를 보고 있니 너는 잠만 어나? 얘 따라하니? 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걸려라 어? 알았어 아이 <laughs> 이 사람 알았어 아 끝까지 끝까지 모르지 아, 알아버려버렸습니다 와 어떻게든 벽까지 몰아가야 되는데 그지? 어떻게 하니? <laughs> 어떻게? 너못 너못 비켜난다. 아 마무리. 자, 어 현승이 형님 만약에 들어오셔서 플레이하실 거면 언제든지 어 초대 주세요. 가자. 아 이게 왜 조금 패턴이 아 이게 이게 무조건 걸리나 이게? 마무리 아 이거 일어날지 모르네 오케이 <clears throat> 아 희망 진짜 그거밖에 쓸지 모르는 거야? 와 뭐야 이거 마무리 아, 일단 이거 하 하단도 약하고요 와, 씨, 무슨 황당한. 뭐야 이거? 뭐 하려고 했는데 뭐, 아, 뭐 하려다가 막혔네 네. <clears throat> 자 복수열전 성공 원래 지 철권이라는 게임은 빡치게 하는 게임이라서 어? 어머어머어머 이 형님 화났다 아니 아니 이게 <laughs> 연약한 여자를 야! <laughs> 이 뭐야 이거 와 바로 바로 치네 네, 바로 공격하지 그럼 똑같이 대갚아줍니다 예! 1라운드 <laughs> 아, rage로 치든가 나도 rage로 그냥 네. 자 안돼! 야 이게 걸렸어 와 아! <laughs> 오, 요, 요, 요. 저분, 근데 저게 팔이 길어요. 조심해야 돼, 저거, 저거, 저거. 하지만, 나한테는 아, 프레임이 보인다는 거. 자, 아, 근데 저 키보드입니다, 키보드. 아, 미안, 미안. <laughs> 내가 뭐 한 거니? 대포동. 네, 예, 미안 미안 미안 안 눌렀어 <laughs> 마무리 자, <clears throat> 자 뚜루에 됐다 하이 여기 크로에 아마 뭐야 이 아저씨 엄마 엄마 마무리 어때요? 아 이제 쿠퍼 좀 되지 않아? 어노노노노 이분 근데 못한 거야 일부러 는 거야? 응? 야, 어, 잠깐 잠깐 잠깐 어, 한자 안 해? 걸려라! 그렇게 막아봤자 의미가 없죠 자! 오. 안 돼! <laughs> 거기서 행동이 너무 길었어. 자. 오야. 잠깐만 잠깐만. 오 뭐야 이건 너무 잘한데 걸렸다! 아따! <laughs> 난 이것만 보고 들어간 거야. 자. 나이스. 같이, 어, 춤추는 겁니다, 지금. 예. 뭐하니? 오, 나 지금 흥분했어. 야 다리가 더 길어? 아이 잡기 마음에 안 들어 걸렸다 아싸 아싸 아싸 안돼 안돼 <laughs> 아이 아 참을 걸. 아 거기 욕심이 생겨가지고. 야야 야, 잡기 야. 아이 캐릭 잡기 잡기 힘든데. 오케이. 일어나. 걸렸다! 아싸, 감사! 일어나줘서 감사. thank you 마무리! 예! 아, 근데 에디는 안 만나고 싶어서 그냥 넘어갈게요, 얘는.